제가 오늘은 아! 응? 7시 48분에 근데 지금 한 제가 30분에 왔거든요 30분에 왔는데 아버님이 다 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만 갈아입고 가만히 앉아있는 중입니다 저 퇴폐했어요 다 건지긴 했지만 택배도 있고 이렇게 왔어요 진짜 아침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없어요 오늘 하루도 심심하게끔